안녕하세요 도구골프입니다 제가 잘 못먹었던 대학교 4학년 때는 무엇보다 밥 잘 나오는 회사 입사가 인생 목표였을 정도로 회사 복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삼시세끼 먹고는 삽니다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PGA 선수들 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어 대회를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혜택은 코로나 이전까지 제공되었던 서비스니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료 식사입니다. 대박! 개인 셰프부터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유명 레스토랑이 있고 심지어 푸드트럭도 무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차량 서비스입니다. 특히 선수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인데 대회마다 차량이 다릅니다. BMW 챔피언십 대회 시 제공되는 차량은 BMW인이 정말 오지입니다세 번째는 기업 홍보 상품 무료 제공입니다. 선수가 자사 제품을 쓰면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물건이 대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바베큐 그릴, 벨트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여자친구한테 핸드백을 주는 대회도 있다니 정말 대박입니다. 네 번째는 데이트림 및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선수들이 대회에 집중하는 동안 선수 자녀들은 동물원,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 주변 관광지 투어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한 요리교실, 온천 등이 있다고 하니 정말 PGA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선수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낚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기 제공입니다. 전세기를 제공한다는 게 아니고 전세기를 태워준다는 말입니다. 존디어 클래식에서는 대회 종료 직후 그 다음 주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디오픈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선수들에게 VIP 전세기 이동을 제공합니다. 이코노미석도 겨우 타는 저와 급이 다르네요. 여섯 번째는 프로 스포츠 빅게임 티켓 무료 제공입니다. MLB, NFL 경기 중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VIP 티켓을 선수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제한 의류 드라이 클리닝 세탁 서비스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필수적인 서비스죠. 우리 모두 PGA 선수를 꿈꿔봅시다. 지금까지 도그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